타오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들고 바라보면은 밤쯤 찬 술자리에 어린는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w h 마시자 한잔에서 마시자 음. 옆방에는 셋째 누나 조카 보미가 자고 있습니다 길나긴 겨울밤을 함께 지내며 소리 없는 그느낌을 서로 달래며 마주치는 술잔 위에 흐르는 사연 흔들리는 불빛 위에 어린는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술잔에 담는다지 마시자 한 잔에 주워 마시자 한 잔의 술 한 잔의 추억을 다 같이 마셔볼까요? <laughs>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messenger, messenger, messenger, messenger, messenger, ハハハハ